정치인들 모임에 가보세요. 시계만 쳐다봅니다. 빨리 좀 하지 쟤 왜 저렇게 주둥아리 떠드냐 대충 끝내지 이러고 있습니다. 거짓말하는 거 아닙니다. 그 사람이 뭐 발표하면 웃기고 있네 지가 무슨 허경영이야? 허경영은 정책이라도 있지 이럽니다. 허경영은 결혼하면 1억, 국민배당금 월 150만원, 10억 미만의 은행 빚이 있고 주택이 있는 모든 국민들의 빚을 탕감한다는 정책 등등 33가지나 있는데 대한민국 정치인 중에 이름 뒤에 이런 정책 꼬리표 붙은 사람 하나 없습니다. 그저 공천만 받으면 정치 다 한 겁니다. 그 다음부터는 거수기입니다. 정치하는 게 아닙니다. 무조건 반대만 하고 다닙니다. 야당이면 여당 하는 거 무조건 반대만 하고 여당이면 야당 하는 거 무조건 반대만 하고 다니는 거수기입니다.